지금은 당일 아침입니다. 저는 일어났고요. 큰일 게 눈이 부었어요. 이번 영상은 원활한 촬영 진행을 위해 다소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많습니다. 혹여나 불편하신 시청자분들은 지금 시청을 종료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4월 22일 작강의 마지막 조사 1차 찍는 날 평소 눈이 자주 붓고 많은 과제와 유튜브 편집으로 피곤 수치가 맥스였던 작강은 당일에 너무 푹 잠들어서 눈이 팅팅탱탱 부었다. 이럴 상황을 예상하고 아침 일찍부터 찜질을 하지만 찜질하다가 그만 잠들고 마는데 큰일 났어요. 붓기를 빼다가 잠들었고요. 보다시피 잘 부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걸 다 챙겨가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가져갈 가방인데요. 넣을 것은 더 없는 거 없지? 없지? 진짜 없겠지? 학교 갈 준비를 끝냈고요. 이제 학교에 가서 화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머리도 하고 후!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네. 수지 인사해. 도라리 빨리 안 나와? 나 있어, 나 있어. 매운 거야? 어, 매운 거. 근데 네, 괜찮아. 아니, 야, 나사진관들이 우리가 늦긴 한데 우리 수업시간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네, 지금 와서 애들 애들 없어. 어, 뭐야 여기 이렇게 유튜버가 찍고 있을 줄 몰랐네 네? 귀염 피스예요 귀염 피스 이건데? 우리 다 단체 사진 찍자 엄마를 내려 이러고 있는데 야 나 내려 부었습니다 말? 노! 아 아이라이너 잘 그려줘야 돼 나 생각 없어. 생각 없어? 물, 물 만드는 거야? 무슨 어? 망했다. 야, 너 앞머리 잘라야겠는 어. 지금 자르게? 아, 지금 자르면 진짜 망할 수 있어. 아, 앞머리 윤나기네 진짜. 아, 옆방 가서 가위 빌릴까? 언니들 가위 있는 사람. 다들 가위 가위를 왜요? 거기 봐봐 그. 아, 그냥 네, 너무 교탁이. 아 교탁이요. 나 찍고 있어 인사할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죽여버리겠어. 앞머리 자르는 거 보면 오오 오오. 오. 성공적. 아, 뭔가 짧은데? 아닌가? 야, 나 앞머리 잘랐어. 어디? 어? 야, 훨씬 나. 낫다고? 야, 네, 잘 됐다니까. 끝. 끝. 끝. 끝. 저희는 출발합니다. 어. 야, 열부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기분 어떠세요? 저좀 두근거려요. 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쪼끼를 입을 건데요. 저희 <laughs> 어차피. 야, 저는 청각실에서 찍는다고? CCTV 짤. 아, 우리. 여기, 우리 양반들 과실 진짜 안녕하세요. 여기 누구시죠? 누구시죠? 아, 구독, 좋아요.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 의자 놓고 이름표 이렇게 끝에 잡아주세요. 이름표. 네. 이름표 끝에 잡고 찍으시고 마스크 생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야 빨리 태어났어야지. 나 3월인데. 너가 진 거야. 졌다고? 출생해. 브이로그 찍어? 응. 유튜브 어. 그러니까. 친구들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캐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방송. 건전한 방송. 네. 여기 건전한 그 아저씨야. 유튜에 올라가는 건전한 방어 그 이쁜데? 유튜버 팀의 브이로그 담아. 말하지 마. 이거 아이폰 몇이에요? 아이폰 12 미니. 유튜브에 올라가는 아주 건전한 방송. 뭔데? 립스틱이야? 아니. 14분 아니야 지금? 음, 그렇네 나 나. 거의 이기나 이기나 급인데. 거의 어, 이기나 흔드는 대가리 나와서 저야 기현아 대가리 좀 흔들면 안 되냐? 기현아 김빙아 대가리 좀 숙여봐 기현아 좋았어 핸드폰도 내려 이제 핸드폰도 내려 쌤이 망해 아, 이거 유튜브 못 쓰잖아 사이가로 가려면 그 조졌어. 잘 조졌어. 아니 이렇 하고 웃는데 경직됐어. 나도 나도 붙었어. 난못 웃었어. 나 그냥 그냥 냅다 왜 웃어요? 웃지를 못하니 빈궁을 작강의 일상 다 보지도 못했는데 지호쌤 저희도 찍어주세요 그다음에 이거 뭐 브이로그예요 오. 어. 아 이거는 영상이야? 네. 네. 브이로그예요. 유튜브에 올라간다 여기. 네. 유튜브 올라가요 쌤. 올라가는 거였어? 네. 너무 좋아. 구독 좋아요. 안녕. 오늘은 졸업 사진 날. 그보다 잘 찍었어 근데? 아니 모르겠어 나 망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약간 어.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어. 근데 아네 됐어요 가요 그러는 거야 어? 순간 미련이 남아서 어? 안장, 안장만 선생님 안장만 더 너도 나와 자 이쁘다 아 근데 방금 가야 돼 지금 가나? 야, 오빠 내려 야, 같이 말해. 내려, 이 자식아. 동이는 걸어와. 잠깐만, 바퀴로. 야, 내려. 같이 말, 같이 말. 그다 붙어, 붙어. 아니, 김준 붙어. 좋다. 구독, 좋아요. 오늘은 씩. 지금 밥을 다 먹었고요. 교실에 들려서 삼각대를 챙긴 다음에 애들이랑 로비에서 사진을 찍기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기다려봐. 나 저기 삼각대 놓고 왔어. 양단단단단단단단. 아. 어, 감동이야 나 좀. 감동이야. 여기서 5층 휴식을 누르면 가만히 있겠지? 너 그럼 발표 여기서. 지아 거기서 CCTV 샷 해줘. 어. 오. 오. 어. 하나, 둘, 셋. 빨리 아까 내려가지 아까? 아까 맞춰 내려가지 않았어? 여기다 그게 또 틀려. 야 내가 좀 잘한다. 작강의 일상. 구독, 좋아요. 네, 설정까지. 인트로에 써야겠다. 에? 어? 밖에 있는 거야. 아, 그래?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저러다 포즈를 못 찍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작강의 일상. 대결. 둘이 대결해 둘이. 뭐야 이거 왜 나눠? 됐어? 준비됐어? 더미야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